와 잘못한 것 같아 뭐야 해야 되니까 형을 발등 죽일 테니까 아, 한번 맞아 어 이걸 하네? 기다리자 아 그냥 때리자 때려 때려 때려 아 조금 패리 어 큰일 났다 아니 그쪽은 잠봤어 근데 이제 아 목사님 좀만 버티세요 좀만 버티세요 불러서 버티세요 633대 770 아 뭐야 이게 뭐야 패는 패링도 안되고 키퍼는 되지 않았어요 데미지도 400데미인가 그랬어 이건 갔니? You lost 어. zone A. 막혔던 놈의 반응이야. 너 나라 전사요. 와 진짜 컨코는 씨발 답이 없다 와, 잘 가라 흑제들 진짜 게임 captured Zone A. lost. Jones. Arm you for war. is breaking. Your team rallied. You captured Zone A. そなたに死を備えるリガル作戦もっと名所だよお、アムロックナイスあや You captured Zone C. 잘 가고 교체 선정 다시 맞아 아이고 나이스 네. victory! 자, 너는 꼭두 끝나면 죽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좋은 싸움입니다.